2020년 6월 25일 어? 6월 25일이니까 6.25네 가슴 아픈 역사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 바로미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나 봤는데 방금 여러분들 방금 뭐 봤어요? 하얀 손 같은 거. 뭐야? 어? 어? 여기 뭐 이, 여기 기운이 왜 이렇게 세? 잠깐만. 어? 누구세요? 여기 왜 이렇게 기운이 세대 갑자기? 있어요 거기에? 뭐 있어요 여기에? 거기 누 하지 마세요 진짜 진짜 어? 거기 누구세요? 거기 누구세요? 어, 어, 어. Oh! <laughs> 잠깐만 얘들아 나 지금 생각할 생각 좀 주라 진짜 미치겠다 나 이거 진짜 돌았다 나야 나 잠깐만 나 차에 부적 좀 가지러 갈게 나 잠깐만 얘들아 부적은 태우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일단 혹시 몰라서 갖고 온것 뿐이에요 잠깐만 부적은 혹시 몰라서 가져온 거지 태우려고 갖고 온 게 아닙니다 일단은 최후입니다 최후 가지 마세요. 제가 그냥 둘러보고 나갈게요. 예, 예, 제가 그냥 둘러보고 나갈게요, 그냥. 예? 제가 그냥 둘러보고 나가면 안 되겠습니까? 예? 저기 가봐 하지마 하지마 누 하지마 어? <clears throat> 혹시 몸이 좀 불편하신 분인가? 아줌마? 혹시 아줌마 잠깐만요. 혹시 저한테 뭐 원하시는 거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혹시 거기 계세요? 잠깐만 나와 보실래요? うん。 제발 그만 좀 합시다 진짜 아. 뭐야? 배터리 왜 이래 또 배터리 왜 이래 배터리 왜 이래 지금 그만하시죠 이제 진짜 미쳤고